둘이 사이좋게 있어봐. 나는 몰라는 건데. 짠! Thank you. 씨발 영어잖아. 영어니까 잘 말을 못하지. 지랄 <laughs> 서적 한국인이지. 오케이 코리아 외국인. 다 식는다. 술이 쉬워? 이술이 시기 전에 돌아오고 있어. 그건 문제나요? 저상권 없으니까 얼굴 나왔대지 음. <laughs> 유튜브 구독자 떨어진 소리 듣는 아유 필스마녹자 만나기 무거 야야야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야, 야 둘이 둘이 사이좋게 있어봐 나의 불가는 건데 짠 잠깐 아 씨발 따라 가만 있어야 이 새끼는 사진에 뭘 몰라 짠 빨리 찍어 니는 여자친구 없지?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없어 나도 와 <laughs> 아, 맛있다 아 배달 멋있켜 뭐 빨리 말하라고 개빡쳐 뭐 하고 야 진짜 야 빨리 말아봐 진짜 개 부드러워 야 그래도 진짜 수비도 한 보람이 있지 않냐? 그것야 만나게 물어봐 가게 가서 가게 해서 진짜 가면은 우리 야 맛있어? 음.